얘가 손오공이라고? 나보다 작잖아. 요런 꼬맹이한테 정말 염라대왕하고 용왕이 당했다는 거야? 오, 그 수염 할아버지 손녀라고? 엄청난 바위 공격이야! 그 결기 안에서 어떻게 천자문 조각을 지키겠다는 거지? 이대로는 마법 손오공! 나를 좋아한다고? 샤오, 네가? 뭘 그렇게 놀라? 나도 쉽지 않았어. 내 마음 고백하는 거. 우리 같이 놀러 가자. <laughs> 손오공, 네 죄를 네가 알렸다. 그, 할아버지! 천재의 병사들이여. 예. 지금 즉시 손오공을 돼지섬의 지하미궁에 감금하라. 예.